먼저 해 먼저 승나 먼저 해 오케이. 좋아 경님 좋았어 발 연결 승강아 nice. 좋았어 너무 지금 둘 다 너무 텐션이 많아 몸에 힘 빼고 해 몸에 힘 빼고 그렇지. 형님 발 나가야지. 그렇지. 좋았어. 신발 연결. 신발 연결. 지금 걸어. 먼저 해. 먼저 해. 먼저. 열심히. 공장 너무 커. 그렇지. 오케이. 여기 연결 연결해 손, 손 내고 발로 차. 손 내고 좋았어 썼다고 얼굴 잘 막어. 한번 연결. 차고 하나씩 하지 말고 위아래 위아래. 괜찮아? 네. 계속. 거리가 멀잖아. 가까이. 여기 붙어야지. 한두리 붙어. 가까이 가야지. 붙어. 오케이. 좋아. 마주보고. 마주보고. 바로 베레. 응. 음. 위 아래 연결 위 아래 연결 손발 연결 아웃도어 쓰지 말고 연결해봐 연결 혹시 더 혹시 이해를 연결 발라서 좀 연결해 연결 하나씩 하지 말고 연결해 연결 연결 인생이 확실히 힘드네. 문제야. 미안해. 잡고 쳐, 잡고. 감사합니다.